허리가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? 그리고 보면은 골반은 좌우가 안 맞는 게 보이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리 길이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. 먼저 다리 길이를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힘 빼보십시오. 편하게 계십시오. 자, 힘 빼시고 좋습니다. 자, 자 이쪽에서 보실까요? 보시면 딱 육안으로만 봐도 다리가 왼쪽이 짧은 걸 느껴질 수가 있죠. 그죠? 다리를 쭉 올려보니까 오히려 짧은 다리가 약간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거는 왼쪽 골반이 틀어진 거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교정을 좀 할게요. 먼저 자, 한번 보실까요? 이렇게 다리 길이를 건드리지 않고 골반만 잠깐 교정을 해도 이 다리 길이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. 이 다리 길이를 맞추고 골반을 교정해주는 게 이 척추 치료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골반 틀어진 게 오래되신 분들은 이 청골 부위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. 힘을 빼시고 자 다리를 오른쪽 한번 쭉 올려보실게요. 쭉 그렇죠. 올리시고 좋습니다. 이쪽 한번 올려보실게요. 그렇죠. 다시 한번 이쪽 올려보십시오. 좋습니다. 이쪽 올려보실게요. 확실히 오른쪽이 안 올라오시죠? 힘 빼시고요. 자, 다시 한번 다리를 들어보도록 할게요. 이때 들어보실게요. 좋습니다. 좋고요. 이쪽 한번 들어보십시오. 예, 좋습니다. 자, 힘을 빼시고 편하게 그렇죠. 쭉 이렇게 신전을 시키면서 굳어있는 근육들을 더 이완을 시키고요. 그렇죠. 쭉, 쭉. 자, 여기서 숨을 들이마시고, 후. 그렇죠. 한 번 더. 후. 그렇죠. 쭉. 됐습니다. 자, 다리 틀어진 것도 잡았고, 골반 허리에 교정했지만, 이게 치료가 끝이 아닙니다. 조금 더 지속적인 치료와 함께 자세관리 그리고 운동을 같이 겸해줘야지 좋은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.